자, 지난 시간 맨 첫 강의 제목을 뭘로 붙였을까요? 신비로운 힘에 이, 끌리다 그랬어요. 네. 모든 생명체는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삽니다. 음. 자, 지금 여기 아프리카 기린이 한 마리가 또 신비로운 힘에 이끌렸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에 사는 기린들이 기린들이 지금 이렇게 뼈를 먹는 현상을 과학자들이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음. 그래서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뭘 먹어요? 예, 인, 칼슘 성분이 많은 뼈를 먹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린이 자기 몸에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몰라. 그리고 뼈를 먹으면 그게 보충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국제전화에서 물어봤어. 뭐 강의 들었냐? 그랬더니 그렇고 그래. 근데 왜 먹냐? 뼈를 먹냐? 그랬더니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먹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먹고 싶어지더라. 뼈를 먹고 싶어지더라. 배운 거 없어.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암세포가 뭔지,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뭔지, 그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뭔지, 그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전혀 몰라, 아무도. 네. 그런데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그 T세포들이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암세포 쪽으로 이끌려가고 그 신비로운 힘이 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그 꺼져 있던 유전자를 키워주고. 예.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다 죽이면서 건강하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지난 2년 전, 3년 전쯤부터 그 신비로운 힘이 점점 어떻게 아, 힘이 막혔어. 네. 뭐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는 우리들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음. 그 자연 치유력을 또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 네. 생명력이라고 부른다. 그 생명력을 생기라고 부른다. 네. 그 생기를 더 간단하게 줄이면 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 자연 치유력, 신비로운 힘이 막힐 순간, 막히는 순간을 기가 막힌다고 그런 네. 자, 이 기린도 어, 어, 과학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왜, 왜 이 기린이 어, 그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한가 하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고 하면 요즘 그 구라파 공업지대에서 오염된 그렇죠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어 그게 이제 어, 아프리카 지역에 산성비가 돼서 내린다. 그 빗물이 산성이야. 아, 아. 그러니까 이 빗물이 산성이니까 이 산성에 잘 녹는 이칼슘 성분이 어떻게 아, 녹아서 물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어 기린이 이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그 잎사귀에 인 성분이 부족해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얘들 그 얘들은 의사가 있어 없어요. 기린 의과대학이라는 건제못 봤거든요. 어. 그 의사는 누구예요? 신비로운 힘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 유전자를 신비로운 힘이 와서 이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있는 아, 그 아,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이 N NPY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즉 그냥 제대로 하면 neuropeptide Y이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아, 이 유전자가 여기 있다 말이에요. 요거 꺼져 있는 거를 기린의 뇌세포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뭐,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신비로운 힘을 받아서 켜져. 켜지면 이 기린의 뇌세포가 NPY를 생산. 그러면 땡겨 먹고 싶어. 딱 보면 아, 저 갑자기 땡겨. 여러분도 그런 수가 있죠, 그렇죠? 어, 여러분도 생각도 안 했는데 슈퍼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다 보면 갑자기 뭐예요? 아, 저게 땡겨. 예. 그게 바로 신비로운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땡길까? 그렇죠. 모자라서 그래. 지금 충분하지 못해. 내 몸에 어떤 그, 그, 땡기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어, 그, 어, 영양소가 내가 필요한 상태. 근데 나는 그 영양소가 뭔지도 몰라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 땡겨. 이 신비로운 힘이 무엇을 조절하고 있어요?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비로운 힘으로, 그 기로, 그 생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예. 자, 음. 그 다음에 또 신비로운 힘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245기는 신비로운 힘이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아. 아프리카에 이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아주 그 재미있는 원숭이에요. 이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 이런 거 먹고 살죠. 사는데 이 잎사귀는 이 먹한바 잎사귀라고 부르는데 이거 먹한바라고 했죠. 이 먹한바 잎사귀는 원숭이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잘안 먹는데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것이 많은 곳에 와서 이 잎사귀를 먹는데요. 런데이 잎사귀만 먹고 나면 아주 이상한 짓을 해. 왜냐하면 어, 이, 이, 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동네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 동네로 들어가서 뭘 하냐 하면, 그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베가지고이 속을 태워가지고, 이 숯을 만드는데, 이숯 쪼가리들을 찾으러 갔어. 자, 원숭이 두 마리가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 갑자기 수치 생각이 나고 땡겨. 그래서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어떻게 원주민들이 사는 산 밑에 동네로 간다고 가서 뭐를 찾아 찾으러 가 수출 찾으러 가요. 그러면서 수출 이렇게 먹어 먹고 싶어 뭐만 먹으면? 아, 그뭐 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왜 그런지 원숭이들이 알게 모르게 몰라. 그 과학자들이 그 참 이상하네. 그 이상하고 신비로운 힘, 응? 보, 뭐, 아, 그 참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아, 이 숯을 먹는 걸 보니까 숯은 아, 어떤 역할을 해요? 예, 네, 독소가 있으면 그 독소를 숯이 아, 흡수해가지고 흡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간장 된장 만들 때 그 매주 그렇죠? 예, 매주 해가지고 매주를 어떻게 해요? 띄운다고 그래. 매주 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곰팡이를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커먼 곰팡이들을 초대해가지고 곰팡이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 띄운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주 콩 삶은 매주 덩어리가 콩 덩어리가 아니고 나중에는 무슨 덩어리가 돼버려? 곰팡이 덩어리가 돼. 그래서 간장이란 건 사실 알고 보면 곰팡이 국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팡이 덩어리를 소금물에 넣어서 쫙 끓이면 그런 간장 맛이 나는 국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국물이 그렇게 만든 간장 국물은 어, 상당히 그 속에 고약한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거는 누가 생산해낸 발암 물질? 곰팡이들이 생산해요. 그래서 그 그런 발암 물질을 아브라독소라고 그럽니다. 미국말 하면 에플라톡신이라고 자, 그래서 그왜그 그 독소를 생산해요? 곰팡이들은? 그 왜 아, 아브라독소를 생산해요? 그 이유는 박테리아하고 어떻게 예,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아, 박테리아도 그 매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음, 생산해내는 거죠. 아보라 독소라고 생산해서 박테리아를 죽여. 박테리아도 죽이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들도 죽일 수 있어.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항생제라 그런 거예요. 항생제란 건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곰팡이하고 박테리아하고 어떻게 서로 공존하기가 싫어. 어.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곰팡이들이 매주를 다 차지해야 돼. 그러기 위하여 생산해내는 어, 그런 물질을 곰팡이가 생산하는 물질을 항생제라 그래. 페니실린이 뭐예요? 항생제야. 병, 병균을 죽이는 항생제예요. 그왜 페니실린이라고 부를까?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생산하는 곰팡이 이름이 뭐게?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예요. 그래서 곰팡이 의 일종인 페니실리움이 생산해내는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병균도 죽이는 항생제는 항생물질은 결국 우리 몸에도 어떻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아, 아 기린의 뇌에서도 뭐가 생산됐어요? NPY가 생산이 됐어. 그래서 NPY가 생산이 되자 되면서 뼈를 지나가다가 뼈를 보니까 뼈가 꽉 먹고 싶은. 기린은 뼈 먹을 생각이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요. 예. 기린이 어, 그 사막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죽은 동물이 뼈가 있으면 걸고쳐. 그리고 흉측해서 먹고 싶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뭐예요? 땡겨. 땡겨. 땡긴다는 말은 뭐예요? 이끌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기린이 이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비로운 힘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그 뼈를 먹으면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그 기린이 언제까지 먹게? 예, 네, 그렇죠. 이, 이, 이,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던 성분이 충분해지면 그때부터는 안, 먹,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는 것은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만족감이 생겼기 때문에. 왜? 더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인 칼슘 성분 자꾸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콩팥에 돌 생겨.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고만 먹게 해야 돼. 그래서 자, 내 몸에 인 칼슘 성분이 충분히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기린이 아니야. 기린이 지가 어떻게 알아요? 피 검사 해봤어? 어, 기린 몰라요. 그것을 아는 존재, 신비의 존재가 있다. 그것을 알고 아하 요 기린이 더 이상 칼슘을 먹으면 인 뼈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만족감을 줘야 돼. 그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유전자가 뇌 세포 안에 또 있어요. 아시겠죠? 아, 그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CK라고 부릅니다. CCK. 아, 이걸 제대로 발음을 하면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다가는 해가 꼬부라져서 아, 안 돼요. 음, 콜레시스토카인. 그 이런 물질이 이거 우리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배우지도 못한 얘기. 이렇게 새로운 의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뭐든지 뭐요 불만이야. 네. 그래서 평생을 불만 속에서 살아. 주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야, 그 저 정도면 참 잘 산다 싶은데 그 여자는 불만스러워. 제가 어떤 여자를 본 줄 아세요? 네, 미국서 어, 그때 뉴스타트 하루 미국에 오신 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만 왔어요. 어. 근데 그 중에 어떤 부인이 다이아 반지 제가 옛날에 돈 잘 벌 때 다이아에 꽂힌 적이 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별짓을 다 했죠. 예. 그래 왕창 다 손해 봤는데 속았어 완전히. 음. 근데 다이아를 투자를 하면 본인이 다이아를 볼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다이아 보면 이, 이렇게 빛을 탁 받을 때 반짝하고 빛이 섬광이 착 나는데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그래서 제일 비싼 다이아는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그게 노란색도 나고 분홍색도 나고 빨간색도 나고 있는데 제일 비싼 색깔 파란 색깔이 나야 돼. 예? 파란 성광이 번쩍하면 야 저거 비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확대경으로 그여다봐야 돼. 흠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근데 그 파란 색깔을 F 칼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와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거를 끼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그 어? 그 다이아가 아주 좋은 거네요. 그랬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clears throat> 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다섯 캐라트짜리 사달라 그랬는데, 네 캐라트밖에 안 된대. 만족감이 없어. 음. 그래서 이 기린의 뇌세포에 있는 이 CCK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신비로운 힘이 와서 어떻게 꺼져 있던 유전자를 탁 켜주면 CCK가 탁 생산이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뼈를 봐도 먹고 싶지가 않아.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교육을 받으면 옛날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자꾸 땡겼습니다. 아시겠죠? 예. 해로운 게 땡겨. 술이 해롭다, 담배가 해롭다 하는 건 이제는 다 상식이지만 그래도 땡겨 안 땡겨요. 어. 술이 제일 땡기는 때 어떤, 어떤 때예요? 예, 열받았을 때. 음, 왜 열받았어?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그러면 술 생각이 없다, 없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에이, 나 술이 안하잖아 술이 땡겨. 이런 우리 인간들은 그 이상한 힘에 이끌려 안 해야 될 짓도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내가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한 힘에는 신비로운 힘에는 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예. 나를 건강하게 하는 힘, 그쪽으로 건강 쪽으로 땡겨주는 힘이 있고, 나를 어떻게 죽는 쪽으로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그 선택을 위하여 NEWSTART에 오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우리의 무엇에 달려 있더라? 선택에 달려. 음. 그를 여러분이 깨우치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렸다 이런 아주 어, 힘든 어려운 병에 걸린 그 이유도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뭐예요? 어, 내 유전자에 대하 유전자에게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쁜 힘에 걸려서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어. 어떤 경우에는 돈에 막 끌려 안 끌려. 어, 그래서 헷가닥 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없이 정신없이 돈 버는데 몰두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예요? 1등에 꽂혀. 내가 1등을 해야지. 아, 이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힘, 신비로움, 이상한 힘에 힘이 딱 이끌리기 시작하는 그거를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라 그래요? 꽂혔다 그래요. 어. 나중에 보면 별 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꽂혔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기린은 이렇게 CCK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안 먹습니다. 그참 굉장한 힘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힘. 음, 우리를 무슨 길로 이끄는 힘? 생명의 길로 이끄는 힘이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이. 아, 그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길을 붙잡아야 돼? 네, 생명의 길을 아, 그걸 잡아야 돼요. 자,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얘들이 요것만 먹 먹한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저 독소를 흡착하는 제거하는 수천 먹는 걸 보니까 이 먹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그만큼 마잎사기에 독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숭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설명해줘도 몰라. 그런데도 조상 대대로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힘,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 치유라는 것은 자연 치유력 그 힘, 그 에너지의 그 신비로운 힘에 의하여 치유가 되는 거지. 이 우리는 힘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망각하고 맨날 무슨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 힘의 존재를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헤매고 있었다.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이 좋냐? 병원을 나오면 뭐요? 뭐 먹는 게 좋냐?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신비로운 생명의 힘을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 음. 네. 자. 아,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와 그렇지 이것도 힘이야 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거북이 새끼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어디로 자기들이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도착해 보면 오키나와요. 신비로운 힘이. 자, 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받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자,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구나. 그렇죠? 예. 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이구나를 확신하고 여러분 신나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 그 길, 어, 그 신비로운 힘이 나를 이끌어 가서 가게 하는 그 길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도라 그런다. 응. 네. 길을 발견하자. 자, 음, 그 노자 선생님의 그 저서에 도덕경이라는 아, 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 도경하고 도에 대한 어, 설명과 그다음에 덕에 대한 덕경을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면 제가 설명하는 이 뉴스타트의 길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참, 그 노자 선생님이 2600년 전에 어떻게 이 길을 알고 그렇게 써놨는지 아주, 아주 너무너무 놀라워요. 음. 자,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것은 이미 유전자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 그러므로 여러분 아, 이 원숭이가 자기도 모르게 먹한바 잎사귀를 먹었다. 먹한바 잎사귀를 두 달에 한 번 먹게 되는 이유도 뭘까요? 땡겨서 먹었어요. 왜 땡겨서 먹었을까? 어, 먹한바, 그렇죠. 먹한바 잎사귀 속에 있는 그 특수한 영양소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면 신비로운 힘으로 이끌려서 먹한바 잎사귀를 먹어. 먹고 나면 어떻게? 신비로운 힘에 끌려 수초로 땡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힘이 이끄는 그 길을 가면 나는 그 길만 가기만 하면 뭐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 신비로운 힘이, 그 생기가 그래서 내가 유전자를 고치는 그런 행위는 내가 할 수도 없고 할라 그래도 안 된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내가 하지 않는 거. 그거를 노자 선생님이 무위라 그랬어. 그래서 무위 자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자연 속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무위가 나타. 원숭이는 아무도 몰라. 그죠? 어. 땡겨서 이목한밥 사기를 먹으면 그 먹는 동안은 맛있게 안 맛있게? 참 맛있어. 왜? 땡겨서 먹는 거니까. 네. 기린도 땡겨서 먹을 때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여러분, 안 땡기는 음식 먹는 것처럼 지겨운 거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자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비로운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 우리에게 특히 여러분에게 지금 투병 중인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발견하라? 이 신비로운 힘을 발견하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멋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비로운 힘의 극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극치. 음.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그 신비로운 힘이 어떻게 유전자를 켜, 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지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극치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잘만들어서참 끝내주게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염색체 배웠죠, 그렇죠? 세포핵을 열면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염색체요. 자, 염색체를 조금, 자, 염색체 23개 중에 하나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온다고? 실이 나온다. 염색체는 실뭉치라 그랬죠. 그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래서 어, 그 유전자의 종류가 있는데 약 2만여 종류가 된다. 어. 야, 확대하면 실이 나온다. 조금 더 확대하면 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 점점 확대하면 실인데 어떻게 쫙 꼬여 있다. 그렇죠? 요거를 더 확대를 하면 근데 여기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렇죠? 예. 예. 저는 특수한 단백질인데 아,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인데 일명 뭐 조절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히스톤. 여기에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서 가요. 그왜 이게 예, 이 히스톤이 존재하냐라고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이 부위에 이 부위에 뭐가 있냐면 아 스위치가 붙어 있어. 스위치가 스위치가 음 스위치가 붙었는데 지금 이 유전자는 아, 이렇게 꺼져 있는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에요? 활짝 켜져 있는 모양. 자, 근데 저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지금 어, 이제 활짝 켜져서 막이 어, 유전자가 아,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아, 이 빨강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렇죠? 어, 근데 여기 이렇게 켜져 있는. 그래서 그 동안에 암세포가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꺼져야 돼.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 아. 다시. <laughs> 여기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 네, 한번 더. 어, 쭉 가서 다시 봅시다.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죠. 지금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요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생겨나서 쫙 유전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 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히스톤 쪽으로 가고 있어.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다 어디로 가요? 예, 히스톤 쪽으로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다 가요. 어. 가서 여기는 올라 붙었고 여기도 지금 가고 있고 여기도 벌써 올라 붙었죠, 그렇죠? 여기에 어. 그 다 노란색 물질이 가서 스위치에 탁탁 이렇게 올라 붙으면 지금 켜진 상태에 있는 유전자가 샥 꺼져요, 이렇게. 네. 꺼져버려. 아이고. 음. 그래서, 이제 다 꺼져요. 그러다가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져요. 아, 유전자는 우리가 키고 끄는 게 아니구나. 그 신비로운 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해요. 그렇죠? 음. 예, 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예. 네. 이렇게 지금 호기심이 막, 여러분, 이렇게 들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우리 신 선생님이 제일 빨리 날것 같아요. 예, 예. 와, 저게 뭐가 저게? 예.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이 정확하게 유전자를 끌 때를 알고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가서 켜야 될 때를 아는데 이 노란색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일 뿐이야. 그 과학자들이 저 노란색 물질을 빼냈습니다. 이게 뭘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인가 하고 봤더니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가 세 개가 아,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을 이제 그냥 쓰면 CH 수리. 요거를 어, 아, 칠기라고 부른다. 왜 그러냐 면 CH 수에다가 여기에 OH가 붙으면 요게 뭐가 돼? 메칠 알코올이 돼. <laughs> 아시겠죠? 메칠기. 예. 그래서 이 메칠기가 아, CH3. 이메칠기예 알고 보면. 그 며칠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뭐예요? 어디에 갖다 붙일 줄을 다 아는 그러한 신비로운 힘이. 그러니까 이 힘은 뭐를 알고 어디다 붙여야 되겠다, 언제 떼버려야 되겠다는 모든 것을 뭐예요? 아는 힘이야. 그러니까 뭐에 대하여 혼이 아는 힘이에요? 유전자에 대하여. 2만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다 뭐예요? 알고 언제 켜야 되고 언제 꺼야 되는 거 나도 모르는 거를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전지. 그리고 그 알기만 해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며칠기를 네, 며칠기를 언제 어느 곳에 보내서 켤까 끌까를 결정하는 모든 유전자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그것을 아는 그리고 그 며칠기를 옮길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전지 전능한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이걸 그 부인할 수 없어. 어. 나는 유전자 유자도 뭐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전지전능한 이 며칠기를 움직일 수 있는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보내서 유전자를 켜줄 수도 있고 또 켜진 유전자를 어떻게 꺼줄 수도 있어. 그것으로 나의 무엇을 유지하고 있는 힘이에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를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그 힘에 아그 힘은 힘이 힘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힘을 생명의 힘, 생명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거를 생기라고 부르고 그 생기가 곧 나를 아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나의 병을 어떻게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 치유력, 그 신비로운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자연 치유력, 그 신비로운 힘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게 뭘까? 음. 이런 힘, 이러한 기, 생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 기의 존재를 어떻게 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데 이건 저절로 돌아갈 성질의 것이 아니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예, 모든 이 지능이 다 있어야 돼. 특히 무엇에 대한 지식, 유전자에 대한 지식. 왜?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일지라도 그, 그 이런 지식은 최근에 나온 거야. 예, 2000년도에 들어와서 드디어 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를 작동하는 세포를 작동시키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어,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방에서는 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근데 한방에서 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 기가 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서 한방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어, 선생님, 그 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 되게, 어, 어, 요즘 한방의과대학에서도 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칩니까? 네. 한방 선생님. 예? 예? 어, 기가 있긴 있는데, 예. 그냥, 대답이 뭐냐면, 그냥, 기가 뭐냐 물어보면, 그냥 에너지. 누가 기, 기가 에너지인 줄 모르나? 그래서, 기는 힘이다. 뭐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 기, 기, 그 힘의 본질이 뭐냐? 를 몰라요. 그래서 그 기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어, 어 기라는 것은 어, 기는 어, 기지요 이렇게 끝나요. 어, 는 기라. 그런데 여러분 기를 자세하게 기가 뭐 하는 거를 냐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 기의 조절을 받는 유전자를 알아야죠. 그런데 한방의학이나 현대의학이나 그 유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뭐예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어. 네. 아시겠죠? 모르니까 한방에 있으 유전자를 모르니까 기가 뭐 구체적으로 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는 줄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 현대의학에서는 뭐예요? 유전자는 아는데 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며칠기가 움직이는 데는 며칠기가 이동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 네. 그렇죠? 그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현대의학자 이, 이 유전자학을 연구하고 있는 현대의학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아 어, 당신의 your 당신의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유령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어, 그래서 알쏭달쏭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요? 이게 유령인 거거든. 그 유령이 알아서 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한방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형성되는 새로운 의학, 즉 유전자도 알고 뭐의 존재도 알고 기의 존재도 알고 그것을 어, 최신 최첨단 의학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의학을 무슨 의학이라고 부를까? 융합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융합 의학을 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 뉴스타트 센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 음. 그러니까 최첨단 유전자 의학과 뭐예요? 한방에서 얘기하는 이 기, 기를 융합을 하면 그제서야 치료 의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치유 의학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마침내 많이 헤매시다가 치유의학으로 지금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이것이다. 그래서 아, 정말 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의 본질은 뭐냐? 음. 자, 본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할 텐데 이 기, 이 에너지는 이 생기는 생명 에너지. 네. 이 생명 에너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잊어버렸죠, 그렇죠? 음. 어디 속에 이 기가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면 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야, 이그 어떻게 네. 어제 딱한번 들었을 텐데. 그렇죠? 음. 자,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힘은 진리 속에 있다. 그래서 그 힘이 꽉 막힐 때는 언제 힘이 딱 막혀요? 기가 꽉 막혀요. 진리의 반대, 반대가 뭐예요? 거짓! 누가 나한테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내가 드디어 뭐요? 아이고 내가 사기당했구나. 기가 꽉 막혀요, 안 막혀요? 꽉 막힙니다. 예. 누가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면 아, 고맙다. 이제 알았다. 이제 힘난다. 이렇게 돼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진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받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요? 예 선. 아, 선. 선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나 이분은 나한테 선하게 대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져서 기뻐진다. 아시겠나? 네. 예. 이렇게 돼 있다. 선. 그 다음에 뭐? 네. 미. 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받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 아, 붙어있던 며칠기를 탁 떼주면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탁 켜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T 세포 속에 내가 암 세포를 죽이는 유전자 켜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 켜고 있다가 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탁 느낄 때. 네. 우리는 꺼져 있던 눈물 유전자도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선미야. 아, 이 진선미를 한꺼번에 이 진선미, 이 힘의 원천인 진선미를 한꺼번에 섞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선미 칵테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 우리 진 선생님은 진선미 폭탄주라고 그러죠 <laughs> 아, 그걸 뭐라 그래? 그 칵테일 이름을 진선미 칵테일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야. 미우면 유전자 기가 막혀야 막혀요? 연료 꺼지죠. 미워. 그래서 우리가 뭐래 그래요. 미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 미워 죽겠다. 우리 며느리가 미워 죽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미워.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다. 분노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다. 네. 뭐를 선택하면?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길 그것이 내가 사는, 내가 치유받는 길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가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도라고 부른다. 크,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음, 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스타트는 확실히 어떻게 유전자 의학적으로 확실히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아, 이 증명될 수 있는 것 길입니다. 그래서 유전학자들도 유전자 학자들도 결국 뭐라 그래서요? 유전자는 변하더라. 뭐 어떻게 변하더라? 나의 무엇으로 선택으로 변하더라. 박수. 네, 선택으 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진선미를 선택해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다?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하시겠죠? 네. 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아, 뭐가 딱 들어맞아요. 그 신비로운 힘의 주인은 신이니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 들어맞아 요 맞아요. 모든 것이 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 이상구 박사가 결국은 예수 믿으라는 놈이구나. <laughs> 그게 아니라는 사실. 예, 저는 뭐 예수를 믿으라든가 그런 종교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추구하는 인간이라? 길, 진리, 사랑,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진짜 좋은 교회 에 댕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아,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진선미를 추구하시고 그 진선미로 형성된 진짜 사랑을 추구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기,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이고 길을 그 도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특히 여러분은 유전자들이 켜져야 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뭐예요? 진선미가 화합된 진리요, 사랑이요, 그렇죠? 아름다움이요, 선함이요. 어, 이것이 내가 아, 가야 될 치유의 길. 왜? 이 길을 가야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그 신비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를 마음속으로 확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아, 이 사랑으로 꽉 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